오늘은 모찌의 인형놀이 완전 군뱅이가 군뱅이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응? 왜 앵앵거려? 귀엽게 너도 이거 떡 받침하는 거야? 이렇게 떡 받침 한번 해봐 이렇게 나도 예뻐요? 꼬리 만지니까 일어났어 자는 게딱 순이랑 똑같아 너도 순이 아들이구나? 묻지 묻지 묻지 팔바닥 젤리 말랑말랑 여배우는 음. 진짜 귀여워요 모지 깎고 모지 없다 모지 있다 모지 없다 <laughs> 왜, 왜 고개를 이렇게 어서 자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자는 거야 응? 뭐지야? 안 불편해? 그리고 우리 언니 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방석이 좋은 거야? 응? 그 방석이 좋은 거야? 언니 방석이? 언니 방석이 좋아요? 모지 이빨 앙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울시고 아이고 진짜 이거 점점 옅어진다 나중에 크면 아예 사라질 것 같다 여기에 점이 있어 신기하다 여기 여기도 점이 있네 애기 때 없었던 것 같은데 Thank <laughs> Sorry.